안녕하세요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요리 꿀팁으로서 계란 삶는 법과 계란 껍질 까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계란을 끓는 물에 삶는 게 좋은지 찬물부터 삶는 게 좋은지 혹시 고민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저 역시 라면을 끓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계란은 찬물부터 삶는 것이 좋다입니다. 이유는 온도차인데요. 차가운 계란을 끓는 물에 넣으면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은 꼭 찬물에서 서서히 끓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계란을 삶아 보겠습니다. 계란에 일단 찬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이 계란은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계란이고요. 한 잠길 정도로만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소금을 잠깐 넣어 주겠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살짝 깨지거나 이랬을 때 어, 빨리 굳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초나 보통 소금을 넣는데 저는 소금만 이렇게 넣고 보겠습니다 어, 물이 이제 서서히 끓어오릅니다 타이머를 맞추겠습니다 타이머는 12분을 맞췄습니다 두 개는 7분 정도에 뺄 거고요 나머지는 12분까지 완숙으로 익혀줄 겁니다 그러니까 끓는 물에 7분 정도면 반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약간 낮추고 이렇게 뽀글뽀글 정도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어,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먼저 빼겠습니다 자 나머지 계란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찬물에 식히겠습니다 이렇게 계란을 삶으시고 꼭 찬물에 이렇게 식히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는 어, 얼음을 좀 넣어 가지고 식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업장에서는 계란 한 판씩 이렇게 삶거든요 삶으면 물이 아직 이 계란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넣거나 아니면 물을 계속 틀어줘서 이렇게 될수 있는 대로 차게 식혀야지 이 안에 내용물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뭐 미지근하게 이렇게 방치되면 껍질과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잘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찬물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가지고 조금 물이 차갑거든요 물이 차갑기 때문에 그냥 찬물에 이렇게 식히겠습니다 자 이제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뭐 다른 영상을 보면 통에 물을 받아서 넣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 한두 개 이렇게 물을 넣어 가지고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까도 뭐 괜찮지만 사실 뭐 계란이 한 판이 되거나 뭐 두 판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솔직히 마땅히 넣을 때도 없고 이렇게 흔드는 것도 솔직히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업장에서 자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것은 이런 플라스틱 체입니다 체를 이렇게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쳐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면 자동적으로 껍질 다 까지거든요 그래서 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헹궈주면 거의 끝납니다 어, 금방 까졌죠 맞죠 계란이 한 판 정도 넘어가면 하나씩 까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금방 까지거든요 뭐 계란도 뭐 크게 상한 것도 없이 요런 요런 강줄이 광줄이라고 해야 되나 줄이라고 해야 되나 요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뭐 요게 없으시면 가볍고 계란 한 판을 넣었을 때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가벼운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쳐주시면 아주 쉽게 계란이 깔 수가 있거든요 완숙이 됐는지 완숙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 차원에서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숙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가 한 7분 정도 삶았을 때입니다. 요것보다 한 6분 정도 하면 더 요런, 하얀 완전 익은 부분이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6분에 7분 정도 삶으, 삶으시면 이런 반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익은 완숙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완전 계란이 다 익었습니다 한 12분 정도면 완숙이 완성되거든요 오늘은 계란 삶는 팁과 껍질 까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 꿀팁의 자취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